Oh. <laughs> Ew. Oh. <laughs>

이건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먹어본 맛인데 맛있지? 도착했습니다. 더운데? 아니 미나 일자로 내 일자로 미나 일자로 우리도 저거 타고 그랬나? 저거? 저거라고 뭐안 덥나? 우와 우와 <laughs> 조심해 야, 이거 되게 힘들어. 야 어디로 갈 거야? 야, 잠깐만 기다려봐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. 야 이거 오른쪽으로 가기가 힘든데? 아, 가까이 와야 돼? 아 나 이거 살래. 아닌 응. 뭔 독립이야? 독립하고 싶어. 사람이네. <laughs> 嘿嘿。

피클이랑 직전빵 오늘은 여행 마지막 4일차 섞어야지. 예. 아, 오래되는

진짜 커. 어, 만홍 바게트 하나 포장해주세요. 같지 않아? 안 그래?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예뻐 예쁘다 그래도 예쁘다 어? 어 조명? 응 건전지 넣는 건가? 어? 켜지네? 건전지 있겠죠 음 이쁘다. 그래? 다시 한 번 켜줘봐. 이쁜데?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. 알지? 캔들도 아, 예쁘다. 어때? 그 예쁘지 않아? 너무 예쁜데? 누군가 기획해 주세요. 저희 주문해도 돼요? 기획기획하시기획하세요 班长。 会。